바깥쪽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바깥쪽으로 돌이 됩니다. 바깥쪽 가지면 안 돼요. 없고요. 감사해요. 어, 좀 큰데? できた。 아까 아까 아잘 아, 아 밭에서 있을 듯한 느낌은 느낌이던데요.